처음엔 나도 몰랐어 다시 끌린다는 걸 잊혀질 쯤됐어야 다시 외로워져 yeah. 시간이 더 가면서 다시 새로워져 네 페이스북 보면서 다시 되뇌어져 oh, 나는 너를 분명히 원해 다시 상처받더라도 너를 탐해 너는 참 좋네 아메리카노 마신 것보다 도 다시 한 번 말할게 너를 가지고 싶어 my sexy 네 향에 취해 다시 새로워져 너를 갖고 싶어 baby 다시 안고 싶어 w a 너를 잊는다는 게 왜 쉽지 않은 거 그 시간만이 더 흘렀는데 아직 너란 네에게 잊지 못해 yeah. 너와 같이 갔던 그 이자카야 1년이 지나도 못가 어 h 나는 너를 분명히 원해 다시 상처 받더라도 너를 탐해 너는 참 편해 보여 남자친구도 생겼던데 딱 하나만 바랄게 시간 될때 연락해줘 baby 단거 한 발에 술 한잔 해줘 너를 잊지 못할 것 같아 yeah. 정말 가끔 정말 가끔 내 생각해줘 yeah. 사실은 내가 많이 부족했어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